2020년 11월 7일 어, 시참여행 23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파로파로미 다 논밭입니다 저기 무슨 교회 하나 있네 누구세요? 안에 누구 있어요 혹시? 누구 있어요 혹시? 잠깐이면 됩니다 다시 원래대로 해놓을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해놓겠습니다 죄송 죄송 분명히 뒤에 사진 내가 봤을 때 뒤에 빠끌 같은 거 채워져 있었는데 이게 가능한가? 분명히 뒤에 이게 다 채워져 있었는데 진정해 봐봐 이렇게 분명히 잠겼어요 분명히 잠겨있단 말이야 잠겨있는데 없어요 여기 잠깐만요 할매 진... 하지 마세요 나 쳐다본다 나 쳐다본다 나 쳐다본다 쳐다본다 나 쳐다본다 나 쳐다본다 아우! 할매 누구 기다리고 계세요? 지금 두 분이 같이 계십니까? 왜 이렇게 저를 밀어내려고만 하세요? 예? 자꾸 밀어내려고만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해주십시오 <laughs> 아이고 씨. 와 이거는 쉽지가 않은데 이거 피 말리지 마, 피 말리지 마. 피 말리지 마. 피 말리지 마. 여러분, 안 되겠네, 이게 진짜. 안 될, 뭔 소리야? 이안 될까? 오늘 여기도 조금 불안해요 지금 두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두 분이 계신 느낌이 그래요 두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뭔가 조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 오! 어? 기운 허벌나게 세다. 아, 잠깐만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나가겠습니다 나 이번에 진짜 기도 어떻게든 갔다 와야 되려나 어떻게 뭘 해야 되려나 같다 몸이 너무 안 좋아졌다 지금 아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.